버버리 옷이거든요 버버리 오리지널 같아요 made in 이태리라고 써져 있네요 made in 이태리 근데 옷이 이렇게 커요 지금 이쪽에 사이드로 줄이는 게 너무 많이 줄여서 지금 가운데도 좀 잡았거든요 기장도 한 이만큼 줄일 거예요 기장도 한 5cm가 넘는데 상의는 이렇게 줄일 거고요 바지가 너무 커가지고 바지가 이만큼 큰 거예요 이렇게. 허리가 4인치나 크고 입도 한 4인치 정도 되는데 이렇게 바지를 잡았을 때 앞판끼리 잡았을 때 대부분 뭐 이렇게 큰 옷은 뒤에가 이렇게 큰데 이 옷은 같이 되어 있어 이렇게 이게 정상이거든요 정 사이즈인데 이게 지금 삼십이죠 38 좀 넘어요 근데 이 정도 지금 4인치를 줄일 건데 여기서만 줄여버리면 옷이 좀이상한겠죠 이렇게 그래서 전부 다 분해를 해서 분리를 해서 지금 이쪽하고 양쪽에서 줄일 거예요 양쪽을 세 군데를 나눠서 나눠서 줄이는데 일단 이 분리를 해야 뜯을 거니까 사진을 보면 지금 바지가 이렇게 커요 네. 이렇게 사이가 지금 이렇게 크고 소매장 기자 기자 다, 다집은 저 줄여보겠습니다 대장부터 잘라내야 되겠죠 맞아야 됩니다. 분해를 할 겁니다. 분해한 운동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났을 때, 이렇게 났을 때 이렇게 하면 두 줄로 박히는 것이 밑에가 있잖아요 지금 그 밑에서 밑에서 시작을 해서 쫙 당겨주면 이렇게 쫙 나갑니다 이렇게 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것은 이렇게 잡았을 때 안달이네 안쪽에 이건 제가 봤을 때 위로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쭉 보면은 아까는 밑에가 있었지만 위로 올라왔을 때는 위에서 이렇게 끼워가지고 때는 밑으로 갔을 때는 항상 밑에서 주문을 다시 짜야 되잖아요 지금 이쪽으로 옮겨야 되니까 지금 사이즈가 컸으니까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크잖아요 지금 컸으니까 예 3등분을 하면 되겠죠 3등분 그러면은 3등분 이거 일단 표시를 해놓고요 이건 그대로 좀 이따가 충분히 떼어내야 되니까 타인치니까 1인치 1인치 뒤에서 하면은 양쪽에 4인치 여기서 앞판에서 1인치 또 이렇게 여기 2인치가 앞판에서 없어지잖아요 그럼 뒷판에서 2인치가 없어지면은 해갖고 여는 안쪽에 있는 지점이 너무 많으면은 그 자리에서 순간 잘라버리고 수량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한 4분의 3만 줄이죠. 지금 이 사진을 여기해서 보면 골반이 너무 크지는 않아요. 골반이 많이 튀어나왔으면 여기서 많이 치는데 골반이 늘 튀어나올 때문에 골반이 많이 나온 옷이 아니에요. 살을 낳았을 때 이제 이것은 이제 앞판하고 오바로 쳐가지고 앞판 뒷판을 이어 놓고 나서 뒤를 재단할 겁니다. 앞판 주머니 완성한 다음에 오버럭을 쳐가지고 앞판하고 이렇게 이을 거예요. 그래서 오비 이어놓고 여기 그 다음에 재단할 거거든요. 이렇게 열고 안에서 같쳐야 얘가 안 울거든요.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잡았을 때 자연스럽게 딴짓이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는 자연스럽게 지금 이상하게 됐어요 지금 이상하죠 지금? 바구니 다시 와가지고 좀 지금 틀어져 버렸어요 이쪽이 두꺼우니까 밀려요 지금 한쪽이 카카롱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그걸 잠겨주기 위해서 한 번 좀 갈아주는 거예요. 파카리 들어가면 그래 이제 갈면 돼요. In intro. 튀는 점이 있잖아요 이상 이 부분 여기다가 이렇게 이상 가고 뭐 안에 치도 안 보이고 이렇게 노루갈로 딱 당겨서 조금 다가 이 부분이 완성 부분이니까 이 정도 들어가서 어리를 네. Bye. 있잖아요 일고 들어오려면은 깨끗하게 그 작은 거는 우리가 지저분을 만들어 이렇게 못거니까 잡았을 때는 말점해주고 이중에서 먼저 박아줍니다 한 번에 다잡으려면 힘드니까 건배를 음, 끌고 눌러줘야 돼 이렇게. 항상 먹을 뭐 때는 이렇게 박을 때는 눌러줘야 돼 지금 박을 하고 표시가 되겠죠 지금 여기 강력사입니다 일단 식이 올라왔으니까 식을 빼주 이렇게 깨끗하지 않을까 잘못됐을 때 뜯기가 좋잖아요 반은 완성됩니다. 사람이 이걸 지금 통이 몇 인치냐면은 7인치 8분의 1로 해달래요 7인치 8분의 1이면 어, 몇 인치를 줄여야 되나 요 1인치 반씩 줄여야 되거든요 양쪽으로 1인치 반씩 이럴 때는 한쪽을 줄여도 됩니다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쪽이 그래서 가이 똑같이 내려가면 안되고 이렇게 내려가면 지금 원래 박았던 선이 이 선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바혔었거든요 원래 박힌 선이 이렇게 많이 가면 안되고 얘는 이 선을 따라서 거의 비스듬하니 따라서 이렇게 쭉 가면 됩니다 그래갖고 반드시 올라가면 되겠죠 그래갖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은 한 지금 너무 길어요 이 정도 되면은 젊은 사람인데 5인치 반이 너무 깁니다 한 4인치 반 정도 여기서 4인치 반 4인치 반이 무난하니 좋습니다 먼저 한 175, 170 이렇게 몸무게가 한 70kg 사람 될 때게 이쪽은 앞쪽 항상 양복 앞쪽 바지도 여기 앞쪽 이쪽에 동그란 데가 뒤쪽 항상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자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건 이제 필요 없는 건 잘라버려야 되겠죠 너무 많이 놔두면은 잘 가려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네? 나중에 키울 때는 이 정도 가지고도 키울 수 있잖아요 올면서 여기까지는 그대로 가다가 여기서는 1cm만 남겨 가위 끝으로 끝으로 딱 가면서 지금 너무 얘가 쳐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밑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이게 아까 너무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일직선으로 딱 가고 그럼 이제 뒷판 재단이 끝났습니다 이제 그, 그, 그 허리 뒷판 쪽은 여기 뒤에 뒷판을 아까 6인치 반씩 친다 그랬죠? 여기 재봉선을 맞춰야 되겠죠? 여기요. 햇빛을 딱 여기를 놓으면서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뭐 이게 허벅지잖아요, 지금. 여기 이제 다시 통이고. 방금 전에 1인치 반을 내가 친다고 그랬어요. 1인치 반이면 이 정도 되죠. 다리가 돌아갈 것 같죠? 안 돌아갑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무릎선인데 무릎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면은 사진을 보면은 무릎선까지는 거의 흙났습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허벅 많이 크죠 지금 이쪽에 이걸 쳐낼 겁니다 사이즈가 한정 된다 했을 때, 한, 여기 자른 됐을때 한 이 정도. 이 사이즈가 한, 복잡 됐을 때, 한 번에도 돌아갈 수도 있죠, 지금. 어? 자연스러운 손이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넘어, 넘어 해보면 이거 안 된다. 이 목선이 이렇게 나와요, 목선이. 그럼 이게 많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항상 가위를, 가위를 할 때는 가위 끝으로 딱 이렇게 하고 그래도 좀 쳐든 것 같아요 여기가 이쪽이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아까 여기서 여기니까 한 4인치 반 정도 되죠 4인치 반 이렇게, 이렇게 맛있다니까요. 아, 이거 주름이 없는 바니까 앞판에 여유가 많이 없을 거예요. 딱 맞. 처음 안 돼요. 지금 여유양이 없잖아요 지금 허벅지가 주름바지 같은 데 이렇게 클 텐데 주름바지가 아니라 부분이 많이 없어요 지금 여기도 보면은 사진에도 보면은 앞과 반짝거리 살짝 안 보이고 보면은 별로 그 여유가 없잖아요 아파는 뒷판 치듯이 많이 쳐보면 안 됩니다 거의 안 치다시피 해서 배바지 같으면 여기를 많이 쳐버리는데 이건 배바지가 아니거든요 미디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음, 가위가 딱 가면서 시가 알아서 갈 겁니다 갈듯이 알아서 잘라내보면 우라가 덜렁거에서 우라로 붙이기가 힘들거든요 여기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잘라내고 또 놔두고 그냥 반드시 지나가면 되겠죠 이 우라가 달려있어야지 오바롭게 안 그러면 우라가 달렁거려서 치기에 사놨습니다 피는 대로 가면 되는데 이쪽이 잡히면 이쪽 먼저 저쪽이 먼저 잡히면 약간 오밀 정도 올라오고 일직선으로 지나갑니다. 이거 재단 잘기 때문에 안 지나가거든요. 재단이 잘못된 것들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굉장히 땡깁니다 쫙 올려줘요 그리고 여기도 칼은 들어간 것을 쫙땡기면서 걸어줍니다 나중에 다리기가 좋아 그래 옷을 딱 다려놓으면은 딱 놓여야 나중에 뒤집었을 때 입었을 때 이렇게 당기지 않는 거야 안 늘려줬으면 이렇게 당기겠죠 흙이나 쳐가지고 밑단을 쳐서 와, 너무 좋은데요 왜냐 이렇게 해달라 했으니까 해줘야 돼요 시인치 8분이 딱 맞네 하나만 조정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볼 필요 없어요. 안 봐도 됩니다. 그냥 여기만 보면서 쭉조정면 합니다. 재봉선 마치고 좋은 데갈 때는 천천히 가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마치면 말씀때 바늘이 여기에 딱 구멍이 걸리게끔 해가지고 이렇게 빼서 당겨주면 이게 쏙 들어가 버린다 이것을 안당겨주면 가지고 그거 풀려가지고 온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색도 그 치도 잘못 쳐서 딱 집어넣고 시작만 하는 거예요 여기 천천히 여기서 시작만 시작만 따고 딱 잡고 여기만 보고 요, 요하고 여기하고 끝하고 재봉선은 맞아야 되겠죠. 안에서는 이렇게 당겨주면서 위 치는 해주고 끊어보고 항상 무슨 이 정도 끝을 에좀 깨끗이 해야 됩니다 실밥이 안에가 너덜너덜하면 지저분해 뭐 보이거든요 양쪽 재봉선을 잡았는데 똑같이 떨어졌습니다. 이쪽 재봉선하고 이쪽 재봉선하고 이렇게 잡았는데 이게 정상입니다. 바지 정상. 배 나온 사람들은 뒷판으로 빼거든요. 이쪽으로 A를 줘가지고 많이 했는데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옷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완성됐습니다. 주머니가 밑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꺼져놓고이 재봉선이 일직선으로 나와야 돼요 딱 다시 보면 일직선으로 딱 나오면은 밑에가 맞게 돼 있습니다 만져보면 알 수가 있어요 초보자들은 잘 모르죠 모르면 이렇게 봐야죠 이렇게 처음에는 보는 수밖에 없어요 옆으로 밀어주면 됩니다. 이거. 하고, 앞판은 이렇게 해서 지금 이 고리가 맞는 상인데 수정을 해놔서 잘 안 맞거든요, 고리가. 이거 안에다 넣고 주머니에 속옷로 들고 안에서 밀어주면 됩니다. 안에 지금 겹치지 않게끔 이싹 밀어서 꺼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옷을 다렸을 때 이 엉덩이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곡선이. 잘 나왔죠, 좀 곡선이? 만져보면은 아 밑에가 맞았구나 안 맞았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이렇게 뒤집으면 됩니 주름이 잘 나왔습니다 이건